가지고 이제 우리 또 제일 추울 때 나올게요 <laughs> 우리 약간 방학돌이잖아 방학교가 하나 올게요 방학 때 일하려고 맞아 오늘 그래도 어, 막방이라서 여러분들 위해서 좀 스페셜하게 해봤습니다 마음에 들죠? 네, 네. <laughs> 다행이다 그래서 원래 그 지우고 올까 했다가 의상도 일부러 안갈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짤점? 추천해주세요 짤점? 나 내가 잘못 들었어 무슨 말이 있어 짤점 뭐야? 짤점? 쩔어요 <laughs> 우리 빨리 금방 나올게요 맞아 그때까지 어디 떠나지 말고 내년 1월 내년, 아닐걸? 우리 이런 컨셉은 어때? 어 좋은데 네. <laughs> 내년 1월부터 빠를걸? 강한 언니 컨셉 2월 2월 2월 12월? 11월. 방학할 때? 나도. 나도 공방하자마자 가 하잖아. 그럼 어, 다음 주에 교수님과 회의를 하고. 자, 질문 있어요 혹시? 있어요? 사진 아닌데? 찍어야 되어요 맞아. 우리 5주 동안 모두 모두 수고 많았어요. 와. 같이 아, 이번에는 또 방송도 계속 있어가지고 맞아 없을 때 좀 팬들이 쓸수 있었는데 맞아 <laughs> 우리만큼이나 힘들었어 우리 팀 제일 고마워요 아, 이번 활동 특기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어, 시원 섭섭해요 <laughs> 그리고 확실히 얘 예, 전과 좀 다른 컨셉으로 오늘 하게 돼서 좀 설레는 그이 있었어요 맞아요 강한 언니 컨셉도 좋아요. 강한 언니 컨셉도 좋아요. 오늘 강한 언니 컨셉. 아. 우리 촉촉 타임을 가질까봐요. 바람에 근데 이렇게 부네. 우리 이런 것을 또안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찍어주세요. <laughs> 아, 너무 커다라고. 이거 야구 강당이라. 양갈래 되게 오랜만에. CG 처리해주세요. 나 고양이 머리띠 CG. 위에 뭐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중간에 또 무슨 스케줄이 있었어서 맞아, 맞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해주세요. 편하게 시간 내서. 네네네. 우리 편하게. 네, 대신에 메이크업 안 되어 있어도 놀라지 말아요. 다가면안돼 네, 어, 스텔라가 어, 아니, 아니고 제가 보 아, 나가 빨리 네. 밥 나가. 강력킹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 경고만 붙여주세요. 경고. 경고. 경, 경고. 제목이 경고 생얼주의 5주년은? 어, 5주년 근데 그때 5주년 당일날은 스케줄이 있고 공개방송인가? 그 라디오 공개방송인가 있고 그리고 아니 그 25일 그러니까 25일이 스케줄이고 일본이 27일 27일 일본에는 이제 26, 7, 8 있으니까 당장은 팬미팅 못할 것 같고 어, 회의해본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오케이 주세요 좀 늦어도 하고 싶었는데 저 출진할게요. 30일 날 또 제주도 가잖아요. 어. 그럼 뭐 9월 초 하면 되지. 아니면 그날 공, 공개 방송 있으니까 공개 방송 하고 썸남 팬미팅이라든지. 근데 정식적인 5주년이요. 아직 대박해서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대신 어제 말했을 때 겁나 보인다. 아, 회의 중에 있습니다. 회의 중, 어. 회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네, 며칠이 안 남았는데 아직 페이 어. 중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laughs> 그냥 마음 편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래요. 생기면은 와 해주세요. 대신에 포카 이벤트 포카 이벤트는 오늘까지입니다 포카, 뭐? 이벤트, 있어요 자 우선 두 번째 포즈 하트 할까요 하트? 지금 하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네. 하트! 네. 끝나고 하나둘안 붙었어? 안 붙어 미니가 알려준 거 있는데 아, 이거? 된다? 나도 잘난다 이거야 아니야 형아 이거야 음. 잠깐 있고 약간 불편해 보여 땅콩 땅콩 땅콩 땅콩과 하트 안 붙어 사소 같아 아, 그 하트는 언제 붙어요? 네? 하트, 그 하트는 언제쯤 붙어요? 하나 둘셋 <laughs> 아 붙겠다 잘 되네 고마워 <laughs> 우리, 야, 너는 오빠 뽑는 거야. 아무도 몰랐는데. 허리 자랑하려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스텔라 한 해요. 이거 뭐 마지막이에요, 정말. 그러네, 우리 진짜 마지막. 맞아. 뭐라고요? 마지막에 어 cute 컷에 아주 한 1초 정도만 딱 재밌다 1초 어, 금 넘어왔다. 어, 어. 금 넘어왔다. 나가 나가. 네, 금 넘어왔어. 죽었어 너. 나 죽었어. 어. 어 하나, 둘. cute 컷에 1초 하나, 둘, 셋. 누구야? 보란 사람? 나. <laughs> 나. <laughs>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292 거고 얼른 가서 쉬어요. 무료한 음. 거 오늘고 해줄게요.